아, 나너 정산이 들어온거 안 보여? 들어와야 문을 닫을 거 아니야. 야, 넌 너만 살면 다냐? 재수없어, 기생수 새끼. 어, 다시 말해봐, 너. 너네 그 말안 해? 뭐하니 지금 선생님 앞에서? 네가 먼저 기생수라고 했잖아. 내가 틀린 말 했어?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하냐? 기생수가 뭔데? 뭔데? 기생수가 뭐야? 귀엽게 생긴 경수. 어? 귀엽게 생긴 경수. 줄여서 기생수 야 씨발